숙제도 안 하고 뭐 했어? another one. Música Hey, yo, what the fuck? Check, check, check, check. Check, check. 다 했다 어? 어?